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Sebastian입니다 Hola a todos soy Sebastián del canal Chipoyo y estoy aquí con mi amigo Please introduce yourself Hola, yo soy Songmin del canal del YouTube View Studio. Muchas gracias por ver este video. 와 대박 We are here because we are going to Yeah. eat um, Korean food and Latin America snacks I'm so happy here to be with you in my channel so thank you for coming to my channel and be part of this people who watch this video I know I'm a very long time uh, Very long time, yeah. very long time uh, Sogmin fan so uh, <laughs> finally I'm here That mean not now? ah no no no no Not now. Yeah. mm. Thank you so much. Yeah. 옛날부터 옛날 항상까지 성민 팬 있을 거예요. c Yeah, Can you introduce what we are going to eat? Ah, yeah. Uh, we are eating chicken. Yeah, do you know chicken? Really? 한국 chicken. Ah, Korean chicken? Yeah. Yes. 와. 네. 치맥을 치맥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언제 처음 먹어봤어요? 치맥은 어마나 지금까지 한국에 항항했어 저 Your mother? Yeah 엄마 나중에 작년에 내가 엄마 한국에 음. 왔었는데 wow. 우리 같이 치맥 먹었어 Because you're studying? Yeah, yeah, yeah, yeah. 아. My mother came here for vacation First 치맥은 엄마랑? Yeah Cheers 아, 오케이 okay. It's not beer. 지금 지금 지금 누워서 조금 보다가 어. Delicious. This name is 맛초킹. 맛? 맛? 맛? 초? 초? 킹. 초킹. 왜 초킹? I don't know. Just name. 아, 오케이. 조금 매우지만 좀 맵죠. 예. 네. 나는 칠레나 멕시코 음식은 안 먹어봤는데 이런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은 음, 음, 그냥 음. 멕시코랑 예, 예. 칠레의 그런 느낌? 예, 예. 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예. I bring a gift 르르른 뭐 이게? 칠레 맥주? 예 이거 성민은 어 지난번에 네. 예 지난번에 악수로 예. 오 어, <laughs> 기억해요 어. ah, igo p a i s s ó y e Dice que él se acuerda que la última vez que yo le regalé cerveza, le regalé esta misma branda, que es la Kutzman. Wow. Redman. Redman. que, que habla muy rápido. This is the same brand I gave you last time. 이거 세개 줬잖아요. 뿅뿅뿅. 예, 예, 예.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Can you introduce uh -huh. your YouTube channel and What do you do to tell all people? 안녕하세요 리우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는 리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요 어, 유튜브에서는 좀 그냥 여러 가지의 저의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또 많은 소통을 하면서 좀 저의 진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 <laughs> 저는 솔직하게 뭐 요리를 못하더라도 뭐 요리 못하는 그런 모습도 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노래로 해, 해주고 그리고 작곡도 해주고 네 그런 스타일의 그냥 just l i f e s t 같아요 그냥 네 라이프스타일의 그런 채널을 요즘 에 하고 있습니다 밀키웨이브라고 음. 작곡을 네. 하는 작곡팀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랑 하은이라는 친구랑 같이 밀키웨이브 어. 곡을 만드는데 그걸로 이제 리우 음반을 내고 리우 스튜디오로 콘서트를 그 각지에 해외에 있는 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다니고 싶어요 꼭 칠레도 갈 거예요 오예 칠레 렛츠고 칠레 Bienvenido a Chile 예, 어? 아, Bienvenido a Chile Bien, ben, beni, benilla? benilla? 이렇게? Bienvenido a Chile It means welcome to Chile 아, welcome Benillo? 베닐라 bienvenido bienvenido bienvenido bienvenido bienvenido Chile this first uh, we call in Chile Chile ramitas de quesos h 응? 다이 one more one more 라미타 de queso 나 그거 안돼 I can't a Do. 나 안돼 라 a 타 라미타 Eh. Ramita de queso. Ramita de, queso. Queso. Queso. Ramita de queso. Yeah. Wow. It's cheese? Cheese sticks. Cheese stick. Yeah. Ah, cheese stick. Cheese stick. Okay. Let's go cheese. Bobo 와인 안주 와인 같이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아니요 과자 이거 그냥 과자로? 음. 난 이거 안주랑 그 와인이랑 이렇게 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이 느낌 있어요 음. 하나만 어예 오랜만에 <laughs> 고양이 맛 고양이 맛 있고 뭐 사보라 까삭 이거 Negrita. Negrita. Yes. Ne 네, 네, 이거 쉽네. 바닐라 쿠키랑 음. 초콜릿. 와, 오, 오. 난 초콜릿 좋아요. 아, <laughs> 떨어졌어. 원래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딱 붙어야 되잖아. 그치? 예. 떨어졌어. 이거 봐. 페일. 이거 어떻게 먹어? 같이 먹어야 되잖아. 아, 예. 아 그러면. 예. 예. 음 맛있어 <laughs> 초콜릿을 좋아해 바닐라 맛이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초콜릿이 달짝지근한 맛이 훨씬 강하다 아, 어? 저 괜찮아요 저 다이어트 하는 추천은 다이어트 is my job my study is diet 아 I teach you 짠 그거 알아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 <laughs> 이거 베리스 앤베리스 앤베리스 앤베 이것도 베르르 베르르 짠베리스 Berries, I meant, no. Amberis. Amberis. berries. No? Uh, uh, no, not yet? Okay, come on. Amberis. Uh, oh, practice. Okay. berries. Yeah. Amberis. Amberis. berries. Oh, no. Okay. 안 쉬어요 É sure? 응. Preciso nasia. Preciso nasia. 네? 네. 이건 더 달아요. More sweet. 응. 이거 turun. 르르 많이 있습니다. 뚜른 뚜른 뚜른 뚜른 뚜른 뚜른 라돈 라돈 Turrón Turun. Turun. Turun. Turun. Eh, turun. Turun. Eh. Turun. Eh. is uh, milk with uh, nut and sugar, baked bar. Okay, In Argentina, turun is very, very famous. Oh, Subway? <laughs> para la gente que esté viendo, el turrón es uno de mis dulces favoritos en la vida, así que por eso le tengo también tanto aprecio a Argentina y a su cultura gastronómica. Oh, make him bu yeah. bullying. Bullying? Yeah. Um, sad? <laughs> Interesting. <laughs> Interesting. Oh. <laughs> oh yeah yeah. Sorry sorry sorry. You're my fault. Journey. Uh, I don't know. Okay. Love, oh. Sweet. cause after love. this is the most famous chocolate bar? Choco bar in Chile. 지금부터 super 8. Retro. Super 8. Super. Super 8. 와. 왜 8, 왜8 있는지 처음 몰라요. 응, 그냥 super 8. Super 8 광고입니다. I like super 8. super 8. 한국에도 이런 비슷한 과자가 있어요. 아, 이름이 뭐요? 한국에서 웨하스 웨하스 음 약간 웨하스 웨하스 예음 이건 많이 먹어봤어 음. 음. 여기 응. 아, 아. 네. 네. 어. 네. 이거 망핫이라고 불러요 망핫 망핫 이 나라에서는 이걸 뽑기라고 해요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 어어어어어어 흘려 흘려 흘려 흘려 예, 어. 이렇게 먹어 그렇게 먹어? 네? 너, 너무 달어 예 너무 달어 카라멜에 그냥 액기스 와 좋아하는 과자는 음. a n this cookies? 음. Number one is 네그리. 오, 네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egrita. Thank you everyone for watching this video. I hope you enjoy this time. We ate a lot of food. Now we are so full. But next time I'm I'm sure we're gonna make more funny things. So thank you for supporting my YouTube channel. 오늘 이렇게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남미에도 놀러 가서 또 멕시코랑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브라질 다저 놀러 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금방 공연하러 가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와 So thank you one more time for being with us and I hope you enjoy this video. Recuerden suscribirse, darle un like y comentar acá abajo eh, qué es lo que le gustaría que hiciéramos en algún próximo video. Así que eso. Muchas gracias y nos vemos pronto. Espero verlos muy pronto. ¡Yeah! <laughs> Lo hicimos. Eso, nos vemos entonces. Bye bye.